밑에 이렇게 붙여놓자 안녕하세요 남색입니다 맞아 맞아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? 맞아 네 편집자님 이거는 삐삐 처리로 네. 내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